이거 뭐야 이거? 이거 요즘 폭죽 이렇게 생겼어요? 네, 그거 뜯고 던지면 오,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던지게 됐구나. 오, 좋네, 어, 좋네, 좋네. 좋네. 이 되겠지? 진짜 정, 아이, 아이, 아이, 정성이 없어요 형님. 아, 너는 정성이 너무 넘쳐서 문제야. 정성이 너무 없어요. 이거 꽂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 형님? 그러면 좀 들어. 운동 많지 않아? 아니, 하트만 붙여. 쥐. 어차피 I love y 야, 쟤너 U 스펠링 모르는 거야.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, 진짜. 아, 하다 보니까. 아, 그럼 좀, 좀 이쪽으로 보내자. 좀 이렇게 보내, 보내. 보내, 보내! I love Y O U. 자, 저 U. I love Y U O는 좀 그랬어요. I love, I love you. 불러붙이면 돼요? 네, 갑시다. 야, 야, 야. 모자 써, 모자 써. 아유, 제가 쓰면, 제가 쓰면 안 되죠. 제가 쓰면 어떻게 돼요? 좀 참아, 좀만 참아, 좀만 참아. 멀어 Five, six, seven, eight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호마 불어 아 호비래 태영아 불어 이거 뽑았는데 뽑히기 많아 아, 그거 깜짝야 던진 거야 그냥 던져 야 이거 뭐야? 어. 요아 제요 비를 넘어진 야 어. 위에 빨리 빨리 불어줘 팔, 팔. 어, 살아 있네. 팔 떨어진다. 팔 떨어진다. <laughs> 아이 기도해야지 기도해. 아이, 형 나이 서른이라 팔 떨어진다. 아, 하나 아, 이루어졌어. 삼바 삼바 삼바. 오케이. 아 생일 축하한다 친구야 아 좋아 태영 생일 축하한다 이게 더 치우기가 아이. 어. 힘든데? 태영 난리 났네 야형 선물 유용하게 써줘 아형 감동이었어? 이거 이거 얘기해도 돼요? 우리 진영이 생일 선물로 현금을 주셨습니다 아. 아. 용돈 용돈 대단합 맛있는 거 먹으면 아닌 거 진짜 그 너무 고, 마워요아 유용하게 쓰라고 야 이거 치우기도 힘들다 이거 아, 야 맞네 그 양이 생각보다 어, 진짜 많아요 좋은 마음으로 네, 리허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축하해. 네? 축하해, 네. 축하해. 뭘? 남자 축하한다. 네, 아 제가 어, 화장실 에가는 바람에 아, 굉장히 생일 축하를 못 드렸는데 아 이제 태영이의 생일이 오니까 이제 정말 올 한 해가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 태영이 생일 때는 많은 분들이 더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영아 생 축하한다